bombs, bombs. It's my tone, set tone, let's get it. Ayy, 잠깐 일로 와봐. Just shut up and D A N C E. 그대 나를 바빠. 나 말고 다른 남자 뱅뱅 자꾸 뱅 shit. Hey stop. 나 지금 밤이건 어쩌라고 그냥 춤추자고 남들이 말고도 춤도 좀 추지 네가 원한다면 난 다 해주지 So JYP 어머님이 누구니 넌날 VIP 하도 봐서 외워버렸어 너의 인스타이디 내 초소속에 타라고 하게 하면 없어 라고 하기엔 우린 19금 너 뭐를 원해 다 내게 말해봐 줄 수 있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발고발 둥둥 베이스 위에서 춤출래 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게 미인게 어떻게 비 핑계를 대서라도 너와 함께 있고 싶네 오 베이베 줄수 있니 번호 되고 싶어 너의 여보들이 닥쳤던 경우 형처럼 너를 변호 제가 해주는 건 겨우 근데 난 해주지 전부 다나 춤추고 싶으면 빨리 컴온 잠깐 일로 와봐 Just shut up and D-A-N-C-E 그대 나를 바빠 나 말고 다른 남자 뱅뱅 지금 뱅 shit Hey stop 나 지금 밤이건 어쩌라고 그냥 춤추자고 난 노래 말고도 춤도 좀 추지 네가 원한다면 난 다 해주지 So baby come to me Please come to me baby baby baby come to me Please come to me baby Baby 오늘 밤은 나와 dancing 나는 지금 말하잖아 너한테 fancy quantity 밀어내지 말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뭐 보고 바라겠지 간지 3, 2, 1 Baby 나와 춤춰 그때 그 놈보다 더 잘 벌어 나는 winner 결국에는 너를 얻어 Like I'm pretty 당을 내 one 아까 방금 별 없이 running and falling down to you 언제를 보고 싶다면 calling 나 없지 안 달려갈 이유 Just come to me body 시작하는 party Lamborghini oh gobble it driving 너가 원한다면 나 뭐든 하지 이것은 사랑의 힘이라 카지 에이 잠깐 일로 와봐 저 슈라벤 D-A-N-C-E 그대 나를 바빠 나 말고 다른 남자 뱅뱅 지금 뱅신 Hey stop 나 지금 밤이건 어쩌라고 그냥 춤추자고 난 노래 말고도 춤도 좀 추지 네가 원한다면 난 다 해주지 So baby come to me uh, uh, Please come to me baby baby baby, baby come to me uh, Please come to me baby baby come to me Please come to me baby